와 아, 이거 진짜 밸런스가 네. 굉장히 적절하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즉석에서 낸 문제입니다 평생 물만 마시기 대 예. 평생 물만 안 마시기 <laughs> 그럼 콜라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좀 평생 물 안 마시기 저도 평생 물 안 마시기 저는 물을 평소에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음료파이기 때문에 저도 음료파예요 네 탄산파입니다 물만두는요? 물만두는 좀 힘들죠 근데 형은 물만 마시기 선택하셨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자 박지성은 아니요, 물 안 마시기 다음 주부터 물 물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 안 마시기 네. 물안 마시기 자 다음 평생 옥수수 수염 차만 먹기 대 네. 코에서 옥수수 수염 자라기 <laughs> 야 술도 어, 뭐, 뭐, 못 먹어 그래서 뭐못 마시고 네. 평생 어 배고프다 거기를 때우긴 했지만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. 음. 이거랑 브라브라브가보가 음. 입에서 왜? 그 수염이 가가 먹어 먹 음. 그쵸 계속 먹, 먹을 때마다 수염을 같이 먹은 네. 아, 아, 아. 예. 근데 또 옥수수 수염이야 계속 옥수수 냄새가 나 아, 그럼 어떻게 할래요? 어, 뭐를 선택하실래요? 왁싱이나 레이저 제모를 한다면 하루라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음. 저는 옥수수 수염이 코에서 자라는 방향으로 한번 그럼 제모를 할 수 없다면? 예? 왁싱이나 제모는 할수 없다면? 니다 하지 말라 <laughs>